안녕하세요 키스TV 아이리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쉬는 날인데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인데 아 너무 배고파서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한국 라면을 먹어보도록 해요 왜냐면 너무 입이 막 땡겨요 한국 라면이 땡겨요 제가 한국 라면을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진라면도 좋아하고 어, 잠깨라면, 새우탕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어, 오늘은 안선탕, 안성탕 이게 발음 어려운데? 안선탕면?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짜잔 제가 한국에 마지막 마지막에 간 게 한 1년 전이거든요 2020년 1월에 마지막에 갔고 그때는 또또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면을 많이 안 샀거든요 라면을 많이 안 사가지고 라면이 떨어져서 떨어지다 라면이 없어져서 어떡하지 했는데 가게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도시에 가면 그런 가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사는 너무 시골에서는 이런 게 안 팔아요 근데 이게 몇 몇 달 전부터 이런 것도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늘은 안선탄면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맞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해줄게. 응? 음, 맛있게 해줄게. 들고 왔습니다. 보이나요? 아무튼 맛있겠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일단 김치부터 계란 이렇게 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어 나좀 한국 가서 빨리 라면을 많이 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 파는 게 신라면이랑 진라면이랑 이거랑 감자탕? 아 감자면 <laughs> 아, 감자탕 먹고 싶어가지고 감자탕을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얘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운데 뜨거워서 더 맛있어요 김치김치 저는 오늘 라면에다가 계란이랑 이렇게 파를 넣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를 넣어서 같이 끓여요? 끓여 먹어요? 그게 궁금해요 그거 저도 그런 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김? 김을 넣거나 그 고춧가루를 넣거나 그런 것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 라면을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해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매워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어 진다면 이거 안선탄면 그 정도는 어 먹을 수 있는데 신라면은 솔직히 너무 너무 매워요 참깨라면은 지금 먹으면 너무 일본 와서 한 한국 유학 끝나고 집에 6개월이나 지난 후에 먹었을 때 너무 매웠어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역시 평소에 평소부터 매운 거를 자주 자주 먹으면은 얘 예, 입이 익숙해지나 봐요 음, 그래서 요즘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매운데 맛있는 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laughs> 면이 없어졌어요 오늘 여기까지로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 되시다. 네, 오늘 이렇게 그냥 한국 라면을 먹을 김에 어, 영상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픽세TV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